엄마가 해준 모닝빵에 치즈와 계란이 들어간 뭐야 이거 네 치즈가 많이 달다 먹어보도록 하죠 수 없는 조합입니 밖에 걸어다니러 나왔습니다. <laughs> 네, 이렇게 헬멧을 쓴 이유는 아, 다죠 오토바이 오토바이는 아니에요. 전동 투포드. 아 힘들어. 제주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킥보드 내리는데 너무 힘들어요 아... 也没什么。 뭔데 <laughs> 왜 이거 나 혼자 다 먹는 거 같잖아 terang 편집하다가 클일 났다 갑자기 이렇게 떴네요 뭐야 다 날라간 건 아니겠죠? <laughs> 아, 이 없다고? <laughs> 맞지?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 아,